에이핑크 멤버들 중에 네. 좀, 좀 되게 신기하거나 뭔가 그런 특이한 개인기 있는 멤버 있나요? 어, 어, 그 은지가 은지 그 씨가요? 발목이 굉장히 유연해서 네네. 그 저희가 자칫 잘못 보면 진짜 꺾여서 다칠 아 정도의 그 각도로, 각도로, 애가 되게 유연해요. 이게 옆으로? 아니 아니 그러니까, 그러니까 안쪽으로 발, 을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그 약간 야, 삐끗한 모습으로. 네. 어 진짜요? 그래서 저희가 너 그럼 다친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오. 자기는 하나도 안 아프다고. 신기하네. 진짜 유연해요. 발이. 유나 네. 나 은지 언니. 안 유연해. 난 발목 발목. 나 이거 발목 꼴찌했어. 발목. 난 발목만 유연해. 은지 언니 발목 짱 유연해. 보여주면 안돼 그거?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. 이거 진짜 나나. 이거 진짜 나나. 힘 얘는 이거 힐싱고드 이러고 다녀요. 그러니까 그냥 이러고 걸어 다녀. 힐 신고도 이렇게 발목 다칠 일이 없겠다. 자. 발목까지 가세요. <laughs> 발목 꺾여. <laughs> 아 발목까지 이렇게.